보고 계신가? 네, 빨리 뜨진 않는데. 네. 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 혼자 개인 브이라이브를 지금 켜왔어요. 와! 혼자 하는 거라서 약간 걱정은 되지만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. 많이 들어보나? 왜 이렇게 안 뜨지? 어디 어디 어디 들어야 가 돼요? <laughs> 오, 네. 뮤진 초대장 만들고 있지. 네, 학교 갔다 왔어. 네, 학교 갔다 왔어요. 교복 딱 입고 왔습니다. 안 그래도 뭔가 여러분들이 제 교복 입은 모습 많이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서 교복 딱 입고 왔어요. 오늘 여러분 보러 네. 네, 우선 몇 분 들어오셨지? 18,000분. 그러면 한 3만 분 되면 딱 시작하겠습니다. <laughs> 오늘 뭐 해요? 뭐 할 것 같아요? 무슨 초대장인 것 같습니까? 저 댓글 지금 다 보고 있으니까 되는데 댓글로 말해주세요. 일시적으로 올려서 손가락 하트 해줘요 네. 저 오늘 초대장 만들어요 무슨 초대장일까요? <laughs> 소리가 나 엄마 멤버 네, 한번 이제 본격적으로 네, 말을 해볼게요. 네, 저 지금 채팅방 제 아니 채팅방이래. 네, 브이라이브 제목이 지금 초대장 만들고 있던데, 오 어? 한번 맞추셨어요. 생파. 아름다운 4월 꽃들이 피고 나무들이 초록초록해지는 4월달에 제가 태어났습니다. 4월 17일이 제 생일인데요. 제 생일 초대장을 바로 만들어 볼 거예요. 네, 저만을 위한 브이라이프입니다. 류진이에 의한, 류진이를 위한 제 생일 제가 챙겨야죠. 누건챙기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생일 파티를 할 거예요. 제 생일날 벌써 다음 주네요. 그래서 이제 멤버들한테 제 생일 파티에 오라는 초대장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. 아! 우리도 초대해줘. 여러분 오세요. <laughs> 다들 오신다고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네요. 한번 만들어 볼게요.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? 지금 여기 이렇게 재료를 엄청 많이 준비해 주셨어요. 완전 이런 글자 스티커도 많고 여기 사인펜도 끈도 있고 여기 이렇게 딱 할 종이 딱 있는데 역시 파는 게 예쁘긴 하네요. 하지만 제가 만들어 보겠어요. 저희 이치가 되고서 이치로 데뷔하고 나서 저희 제가 처음으로 맞는 생일의 주인공이잖아요. <laughs> 뭔가 주인공이라고 혼자 입으로 그러니까 좀 웃기긴 한데 오늘 한번 제 생일 파티에 초대를 해보겠습니다, 멤버들을. 어? 제가 꽃을 되게 좋아하거든요. 근데 여기 예쁘게 이렇게 끈으로 만들어진 장미꽃이 여기 이렇게 있어요. 예쁘죠? 딱 4개 있는데 한 명당 하나씩 주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. 색깔을 그럼 누구 어떤 걸 줄지 정해야겠다. 여러분 누가 무슨 색이 잘 어울릴까요? 이거 왜 이렇게 오류가 많이 뜨지? 핸드폰 이상해. 제 핸드폰은 오류가 난 관계로 지금 만들어 보겠어요. 얘가 주황색, 채령이 핑크. 아, 채령이 핑크 동의합니다. 채령이 핑크 잘 어울릴 것 같아요. 엄마! 이렇게 네 가지 색깔이 있어요. 제가 볼땐 우선 이집빨 맞아요 여러분 저 머리 많이 길었죠 맞아요 채령이는 채령이는 핑크를 주겠어요. 채령이는 핑크 확정. 근데 지금 딱 갈리네. 예지 언니가 빨강일 것이고 유나가 빨강일 것이고 에리얼이니까 유나한테 빨간색을 주겠어요. 뭔가 두 개를 어떻게 줘야 될까? 예지 보라. 네, 예지 보라. 리아보라리아보라이잘 어울리는데 몰라 예지보라가 더 많으니까 예지보라가 어딨어요 리아 언니는 노란색으로 하겠어요 우선 장미꽃을 좋아하니까 전 장미꽃을 붙일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이걸 이렇게 막 종이에다 딱 붙이고 이렇게 반 접었을 때 너무 예쁘더라고요 예쁘다고 말 들어왔데잘안 떼지네? <laughs> 네. 음. 왜 자꾸 에러 같은 사람 댓글이 많네? 보이나 하겠어요. 그러면은 지금 보니까 계속 오류가 나는 것 같은데 다시 돌아올게요. 우선 끊겠습니다. 안녕.